28일 차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신선대에 왔습니다. 자, 신선대. 신선대에 이판나무도 고요 이것이 세금 소금 이상한 오, 어, 저기도 그게 보이네 신선대 봉리산을 걸어보겠습니다. 신선대 봉리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곱 아까 영국 그런가